뵙겠습니다. I can do it 자 오늘은 아 네 그냥 뽑아 먹고 아무거나 오케이 자 이거를 대놓고 주시니 하셨는데 자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다 <laughs> 지금 뮤직비디오 현장에서 이제 방금 첫 촬영을 해봤는데 모니터를 하고 있다 이렇게 <laughs> 하는 거 맞아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지? 모니터를 하고 있죠 나의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죠 이제 첫 솔로 앨범으로 빅스 캔의 첫 솔로 앨범 장난 아닙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아, 어제 뭐 많이 먹었어 어때? 음맛있 맞네 손에 물티슈 하나 맛있어 나그래 내거 옷 쓸 거 없어? 꽤나 예쁜데 무드 무드 안 맞. 여주랑도 안 맞고. 아 그래? 야 되게 어두운 거 많이 가져왔는데 예쁜 거 같아 색이 예쁜 거 같아 조금만 먹어 일단 어차피 밥 먹으러 가 그래? 응. 메뉴가 갈비찜이라던가 진짜요? 뭐라고 뭐라고? 우리 정진 네? 모르겠어요 저 그냥 듣기로 윙크 윙크 이거 내가 좋아하는 질문입니다 10분이라도 더 별빛을 볼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은? 저는 안아주겠습니다 허그를 해야 합니다 안아줄 거다 오케이. 뜨든 뜨든 뜨든 오케이 앨범 중 최애곡은? 수록곡도 소개하자면 최애곡 저는 아무래도 그 먼데이 키즈 이제 진성 형이랑 같이 한 게 이진성 형이랑 같이 한 게 최애 곡이죠 왜냐하면 진짜 제 우상이거든요 진성 형이랑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영광스럽고 형한테 너무 감사하고 진짜로 아니 다 최애 곡이네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할, 서운할 것 같은데 그 다른 곡들이 10분이라도 아, 더 보려고 그 친구가 좀 서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다 반말 인터뷰인데 왜 반말로 안 했지 난? 저는 또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do it! 멀리 갔다 오는 시간 배터리 지용아 일단 가지고 와. 네, 컷. 오케이 뒤집을게요 저희. 뒤집겠습니다. 네, 진짜 한만번 한 것 같아요 만번 그래서 만 번한만번한것 같은데 디렉 봐주시는 어, 쌤이랑 다 아니, 아니, 너무 네, 고생하시지 네, 않았나 네, 미안해 새로운 스타일링? 머리도 짜이게 잘랐고 아, 이제 힘을 줬지 백지 우리 기들 나연아 그 위치 한번 약간 드라마틱한 그런 메이크업 난 무조건 가운데 걸 네, 뽑지 뭐. 솔로 앨범을 기다려준 별빛 애기들에게 한 마디 얘기들 한 9년, 8년 정도 기다렸는데 어, 일단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지금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아주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고 또 예뻐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알겠지? 노는 거는 저기 내려가서 찍고 조류지 와서 조류 찍고 아, 예. 바로 뮤비를 찍고 있는데 어, 뭐 어색한 부분도 있겠지만 아쉬워도 열심히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요. 내일 뭐야 나 뭐 있어 내일? 내일 없어 내일 그 쉬어 야호 움직이지 마자 스탠바이 내일 쉰다 내일 어, 내일 쉰다 내일 쉰다 따뜻하다 우와 춥... 와 이거 다, 다, 치워 있지 먹을 거 없어요? 와 야, 이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와 저기 뭐 영화야? 공룡 있을 것 같아 오호 It's the body It's the monster 그 몽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랑해 버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 제가 어떻게 지냈냐면요 녹음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 제가 항상 뛰어요 그리고 유튜브 촬영 사실 우리 뭐 애기들이 제일 보고 싶은데 못 본다는 게 약간 아쉽네 진짜 보고 싶어 작사가 앤 작곡가 이재환은 어떤 사람인지 좀 예민한 사람 예민한 것 같아요 작곡할 때 멜로디 라인도 그렇고 뭐 악기 소리나 그런 게 약간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서 벗어나면은 그게 저는 좀 약간 예민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을 하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예민한 작곡가 예민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꼼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솔로 앨범 어떤 앨범인지 곡의 느낌이 다 이별 이별의 서툰 남자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했지 우리 애기들이랑 어, 약간 헤어지기 싫은 그런 마음 뭐 활동을 했을 때도 팬싸 할 때나 그럴 때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많이 못 벗어난단 말이야 멤버들끼리 뭐 애기들 얘기할 때도 있고 솔직히 너무 감사하고 진짜 Action! 미션 매출! 매출 50원 주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예. 저기, 저기, 난씨. 아, 근데.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자,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여기서 뽑으면 되지. 슉. 짧게 한 소절 타이틀곡 불러주세요 불러줘 근데가 타이틀곡을 한번 또 짧게 한번 읊조려 보지 10분이라도 더 보려고 한참을 달려와서 숨이 차게 널 끌어안던 날 보내기 싫어 하지만 아 진짜 높다 지금 바깥 공기를 많이 쓰가지고 튠 해주실 거죠? 데뷔 9년차 솔로 데뷔 소감은 픽스로 어, 아, 데뷔 이제 9년차인데 멤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솔로 앨범을 이제 낸다 낸다 하다가 계속 못 냈는데 좀 굉장히 좋은 곡을 들려주고 싶고 또 음, 뭐 나의 이야기를 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 우리 애기들과 헤어지기 싫은 그런 마음을 좀 뭔가 타이틀곡에 녹이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별하기 싫으니까 우리 애기들이랑 솔로 앨범을 굉장히 그런 뭔가 취지로 만들기도 했고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약간 목소리도 그렇고 다양한 곡을 준비한 것 같다 그리고 솔로 데뷔는 정말 떨리고 기대되고 긴장되고 사실 춤이 없어서 아좀 아쉽긴 한데 춤심추왕이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많이 사랑해주고 회복해 주길 바란다 알겠지? 우리 애기들 많이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I can do it! 역시 너야 뭐야? 뭐하는 거야? 잘한 제가 아는 아이 나온다니 오무 기대되었으면 화이팅! 온전히 너의 목소리로 앨범을 만들어서 난 너무 기쁘고 음, 이 앨범이 너에게 아주 특별한 앨범이 되었으면 좋겠어 와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 우리는 최림씨! 아니 솔로! 와! 제한이의 첫 솔로 앨범을 축하합니다. 아, 잠깐, 잠깐, 잠깐. DJ 특공자도 이렇게 안 한다. 자, 제한이의 첫 솔로 앨범 발매를 축하드립니다. 캐년 화이팅!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